그 흔기히 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기거풀 여홍재중입니다 오늘의 몰카 쿠리코 앞에서 야동 보기 전에 제가 쿠리코 앞에서 야동을 봤는데 쿠리코가 순수하게 이해해주던 모습이 여러 커뮤니티에도 올라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과연 결혼 후에도 쿠리코는 변함없이 순수하게 이해해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다 걸렸을 때뭘카 핑계 되려고 밑밥 가는 거 아닌가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저 야동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야동 배우 이름이 뭔가요? 진짜 안 본다니까요. 아, 개빡치네 진짜. 아타마오 타타키마스 좋아합니다. 그게 누군가요? 대가리 딱딱 뿌잉뿌잉

구독자, 구독자님이 얼마 전에 주신 유진한테 쿠션인데 이소개 아무 자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3년 전 야동 보는 경식군을 상냥하게 달래주던 순수했던 우리의 쿠리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지금은 분명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저를 달래줄 딸기. 어, 언제 왔어 그렇게? 아니, 나는 이랬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왼쪽이 후이 왼쪽. 너 키? 저기. 뭐야? 아니 그 선나 선나 간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뭐뭐 한번 했잖아요 아니 아니 안 했어 아니 한번 했잖아 안 했어 했네 안 했어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힘, 힘하다 그래 이틀이 돼 아니 이슈님 미워って 言った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 그렇구나 이따라 다메나야지 어? 어 보고 싶어요 에? 왜?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 아왜 보지 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에? 뭐, 뭐지? 쉽게 살 수 있는 소나? 그래 미카 미워じゃない? 아뭐 그래도 그럼 미카 미워했어요 자기? 뭐今日そんな気分だから 뭐.

둘이 AV 뮤직 그렇게 저도 것 같다? 어, 아니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고 싶을 때 이야기 잘 못해서 이렇게 도마신이 아필してる のかなと思った 디온고 뱅큐 하자 때 얘나이잖아 준도 히토네 아 얘는 얘나이 자기는 얘나이 뭐 그냥 뭔가 이렇게 아, 아니 아닌 것 같은데 할래? 손나죠. 그래요, 쓰ってるんでしょ? 장르 っていうよりもいろいろ選びきれないね 너무 어렵다. 맷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 응? 네? 나니? 나니가. 네, 맷도대로 나니? 아니 아니. 오빠 어, 나니 계속 하기? 근데 그랬거는 니은진이니까 응. 그러니까 지붕은 못 꽂고 거잖아. うんえちちょけたあでも多分韓国語もあるでしょ AV その時のさ言葉ってさなんか逆にさ冷めない例えば「マンジョバー」とか言うじゃん <laughs> あにか私モラのなんか違うやつ韓国 AV でこんな言葉が出るかななんかう時僕て「マンジョバー」か日本ですっごいとかあるじゃん、うん、韓国も「おう定番」お飲むくだ이런게좋음이야 AV 금지금지 그러면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아니 이런 거 가슴이 너무 좁아 만져봐 그걸 만져봐 네. AV 가요 네. 만져봐? 만져봐? 만져봐 만져봐 <laughs> 어? 네. 그렇게 사랑할게요 라고 한 김경식이 AV를 밑에잖아요 혼자 음. 어때요? 저는 좋아요 같이 보면 진짜 좋아요 히트리데 미르지카 막 다베테이거든요 히트리데 미르지카 그냥 그럴 것 같긴 해 受けよみたいに AV 見てくるよって私に宣言してほしいカトッとかで黒部グルックがカバーしてますああもうもうその後に本番がないならば私ちょっと <laughs> 何그チャギ기는요즘은일본에서女性用 AV のと도そんなの見てたらいいや大丈夫죠っ왜난괜찮은데でも그게뭐悪いことではない니까私に満足しないかなとか思わない。 아니 왜냐면 그거는 다른 거지 그리고 그 진짜 우리가 이엔이 냉장고 낙하 음식이 있어도 먹방은 보잖아요 <laughs> 왜? あもうそれパラムする人と同じ데 그리고 아저씨 미 낙하기 때문히 AV 뒤로 특히 이어폰 간지러웠거든요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진짜 <laughs> 아니 괜찮아요? 저거 티슈 알으죠? 응. 음. 개구리 티슈 응. 음. 티슈 좀 줘봐 너무 오빠니 이대로 개그 티슈? 어 저거 럽잖아 나게 あ <laughs> もうえライトついてないじゃんライトついてないけど録音ができる機能があったうん <laughs> 私さっきのうわあ私めっちゃ恥ずかしいこと話したでお <laughs> ーチャーキーもう 정말 이사시부리노 도끼리でした 저기 저기 잠깐만요 박준석이 하나 있어요 우와 대박 또か言 やばくない? <laughs> 아 난데 아 저도 네. 와 뭐. 네. 짱이에요